자 옛날에는요 비닐 멀칭 안 해가지고 지원이 관리가 돼서 뿌리가 엄청 뻗었대요 1.5m까지 옛날에는 고추 한 포기를 뽑을 수가 없어서 힘겨워서 나수 다 쳤잖아요 나수 지금 다 어떻게 다 송송 다 뽑히잖아 이렇게 뿌리가 요것밖에 안 되잖아 그런 걸 보면서 토양 관리의 중요점을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잠깐 뭘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여간 이런 식으로 농사 없죠 여기 아니 여러분 따라 하십니다 불덩어리 불덩어리 놓으시고 어떻게 농사 지으려고 말이 안 되잖아요. 내가 몸이 내, 내 몸이 온도에 민감한 것처럼 고도 민감하다 그렇게 보셔야죠. 자 이거 개판이잖아. 꼼꼼하게 잘하는 거죠.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. 보세요. 네. 자 따라하십니다. 여러분. 여름 농사는 지원 관리가 핵심이다.